h h m y a Ha ha ha! 죄송합니다. <laughs> Hmm. <clears throat> 싸늘하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. 됐어! <laughs> 아야 로한마 준비해야 쓰겄다. 저건 뭐지? <laughs>